지고 말을 안 해도 내 맘 말하시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